Cowbell. <laughs> 너. 어, 망했네. 약간 된장 냄새도 나고. 어. 어, 이거 괜찮은 건가? 맥걸리 맛만 먼저 봅시다. 어! 어! 한번 타먹어봐야겠다. 아 그래 이 맛이야 자 파게리 닭김치 <laughs> 음 그러면 음, 음, 매운 거내 음. <laughs> 분자는 빨아먹어야죠 아 이거 짜장라면 진짜 오랜만에 먹네 어? 음! 역시 파김치엔 짜장라면이지 당근이라고 내가 한 하루를 묵혔네 아주 그냥 먹으려고 밭으로 갈래? <laughs> 밭으로 가 그냥 왜 <laughs> 꽂아놓으면 잘하겠네 <laughs> 와. 음. 음. 음. 음. 아 매워 짠! 아 로티즈와 음. 아. 음. 아. 파김치 금방 만드는 파김치 파김치의 최 김치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다. 어. 음.